It's our time 우린 달라 덤벼한 게 좋아 Oh what a good time 너처럼 살아 내 고정 낭비야 내가 보는 대물 을 건너서 감이 없는 게 내 답이야 That's my style OOTD 어, 하나 갈지 완전 놀이답지 My favorite things 그런 것들은 좀 점수를 매기지만 난 생겨먹은 대로 사는 나이야 모두 바래 That's my style That's my style 우리만의 자유로운 19th kid 지금까지 한 적 없는 custom fit 어려다는 너의 fade 내 like it 홀리데이 싱글려 모두 다 like it 내가 주는 총을 다들 달아줘 매일 너의 알고리즘에 난둬 걷잡을 수 없이 all 미친 score 그 누구도 예상 못한 19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19 kids 우리 우리만의 자유로운 19 kids 우리만이 자유로운 19 kids 우리 우리만이 자유로운 19 kids kids kids 깨지 깨지 깨지 깨지 깨지 우리만이 자유란 나한텐 깨지 우리 우리만이 자유란